Hello everyone, I'm Koraku. Day 1, greeting. The first sentence,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 녕, 니영, 니, 엉, 니영, 녕, 하, 하, 세, 세, 요, 요, 안녕, 하, 세, 요,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Don't care about your pronunciation. It's not time to fix later. Just memorize the sound. Next, I'm blah blah blah. 저는 땡땡땡입니다. 저는 put your name 코라클입니다. 저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코라클입니다 임 like impossible 임 임니다 니니니니니 저는 코라클입니다 Next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 만, 나, 나, 서, 터, 서 서, 서, 서, 서, 서, 서, 반, 반, 반, 반, 반, 갑, 갑, 갑, 갑, 갑, 반갑, 반갑, 습, 습, 습, 습,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반, 갑, 습, 니, 다. 반갑습니다. Hello. I'm blah blah blah. Nice to meet you. So today you learn three sentences. I hope you repeat at least 100 times. You will never forget. If you have any opinion, write a comment please. Bye!